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양배 콩잎입니다 강낭콩 콩잎 있죠 가을에 단풍잎 지는 콩잎이랑은 틀립니다 자 이렇게 콩잎은요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이런 찜기에다가요 이렇게 찜기거든요 찜기에다 넣고 이제 찌시고요 콩잎 찌면서 깻잎도 좀 싸잖아요 여름 깻잎도요 같이 이렇게 한번 쪄볼게요 끓고 나서 지금 5분 지났거든요. 속까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면 속에는 좀 잘 안 쪄지는 수가 있거든요. 깻잎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속까지 완전히 쪄졌다 싶으면 드시면 되고요. 푹 무른 거 좋아하시면 뚜껑 덮고 한 2, 3분 정도 더 쪄드셔도 돼요. 저는 5분 불 끄겠습니다. 강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된장 안 끓이시려면 그냥 쌈장 드시면 돼요. 강된장을 만들려면 먼저 전 오늘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려고요. 자, 대파 조금 넣어주고요. 많이 안 드실 것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양파 조금만 넣어줄게요. 전 오늘 조금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청양고추 두 개만 넣을게요. 양념을 해보는데요. 된장을 먼저 자, 슴슴하게 하시려면 한 스푼 넣고요. 요거는 쌈을 싸 먹어야 되니까 한 두 스푼 넣을게요. 고추장을 이만큼 약간만 넣어줄게요. 육수용 멸치를 4장 뗐거든요요거를한 15개 정도. 아, 멸치 건더기 싫으시면 갈아넣은 멸치 가루 쓰셔도 되고요. 절구 있으시면 절구에다 조금 찧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뜯어서 넣으시면 멸치도 드시고 혹시 밥 위에다가 강된장을 어, 찌시려면 이대로 찌시면 돼요. 이대로 찌고 난 다음에 국물 모자라면 물을 조금 생수 조금 타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탈 겁니다. 종이컵에 한반컵 정도만 넣을게요. 요 그릇이 너무 많이 꽉 차도 넘치거든요. 두번 돌립니다. 전자레인지 제한 번 돌려서 휘저어서 한 번 더 돌릴 거거든요. 먼저 한 1분 30초 정도 돌리겠습니다. 1분 30초 돌려가 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됐거든요. 한 번 저어서 자 이번에는 한 2분 뭐자 이렇게 2분을 더 돌렸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강된장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강된장 끓여 드셔도 됩니다. 콩잎과 깻잎은 이렇게 쪄지면요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쌈을 싸 드시면 되거든요. 한 두 장 이렇게 얹어서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콩잎은 드실 때요. 또 어, 줄기는 이제 이렇게 뜯어서 입만 이런 식으로 음, 두 장, 뭐 한세 장 이렇게 겹쳐서 드시면 돼요. 네, 두 장이 작다 싶으면 자 이렇게 한 세 장. 자 이렇게 해서 강된장을 올려서 멸치까지 올려서요. 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